온천 아박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El día de hoy estamos en Ojara, que es un pueblito muy bonito aquí en Kioto Y ahorita vamos camino a un café Hoy vamos a pasar aquí el día, hay unos templos muy bonitos y también es temporada de hortensias Entonces también hay muchas flores Sí, with blue sky Sí, con el cielo azul. el clima está delicioso. Ajá. Este lugar se caracteriza por sus paisajes tan bonitos y porque tiene muchos templos. Vean, este es el cafecito al que venimos 카페가 아빠, 엄마, 그리고 딸이랑 그 재민이를 가족으로 하는 카페인데 여기가 너무 착고 분위기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미래에 그 가족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거든요 아 그래? 어허 그냥 가족이랑 계속 같이 지낼 수 있잖아요 어허 그럼 이런 비즈니스? 네 카페도 괜찮고 딴 것도 괜찮지만 그냥 가족으로 그냥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따니아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애기도 그냥 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좋아 좋아 이렇게 하자 오케이 <laughs> 만약에 애기가 우리 생기면 그냥 이런 시골에서 편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도 난 좋은데 너는 어때? 우리 거 그냥 그런 그런 더치인데 시골 쪽에서 그냥 사는 것도 난 너무 좋아해 가족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아 애기들한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아하. 뭔가 이런 경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자연이랑 아하. 오늘 왜 그래? 안녕하세요 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 얼마나 나 넣을 거야 아직 이거는? 거야. Ay, 좋았어. Les presumo la comida. Vean nada más qué delicioso y saludable se ve este plato. Buen provecho. Itadakimasu. <laughs> 젓가락을 먹는 거야, 다니야? 와 일본인이겠다, 이제. 와우. 샐라드 아니에요? 맛보다. 아, 진짜? 와 진짜 일본인이 됐다. <laughs> 하몽. 하몽이지. 이런 야채가 이 지역에서 만든 야채인 것 같아요. 음. 너무 신선해서 맛있어. 레몬 케이크 추가. 하야도 먹어준다고 해서 내가 아니야. <laughs> 아니야 다니가 먹고 싶다고 한 거야. 혹시 아직 Ya llegó el pastelito de limón que Hayato se quiere comer. Yo no, pero yo voy a empezar a comérmelo. Miren, este cachito de aquí para acá es mío y este cachito es de Hayato porque él, él- él es el que lo pidió, pero, pero no. No. <laughs> ya vamos saliendo del café, estaba delicioso de verdad y ahorita vamos caminando al templo a ver si todavía alcanzamos porque parece que está abierto hasta las 4 y ya son las 3, se nos pasó el tiempo en el cafecito platicando, pero es que estaba muy a gusto. <laughs> Esta callecita está llena de tienditas, de restaurantes y de locales y si la caminamos toda derecho llegamos a el templo principal que es al que vamos, pero aquí hay como unos tres o cuatro templos. Vean esos gatitos kawaii que mueven la colita. Yo los quiero. Qué linda está esta tienda. 너무 힘들어. 이제 거의 1년 동안 그냥 집에만 있잖아. 음. 그래서 많이 체력이 떨어진 것 같대. 근데 이런 나무들 보면 너무 좋아요. 뭔가 일본 여름 풍경은 딱 지브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 나잖아 음. 너무 좋아 몸이지 보여줘. 오케이 보여줄게요 Chicos, ya llegamos al templo. Es la primera vez que voy a entrar. He venido muchas veces a Ojara y nunca he entrado al templo. <laughs> Vean chicos, qué bonito es el templo y tiene unos paisajes allá atrás. Qué hermoso. 오 클리어 근데 하야토키가 착해서 문제 없어. 근데 키가 큰 사람들 힘들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리 됐어 Hi, tenemos un asiento privado. Miren qué bonito jardín zen. Un jardín japonés muy hermoso. Chicos, la verdad, aquí en Kioto hay muchos templos y son bastantes ya los que he ido, pero la verdad este me está gustando muchísimo, está muy bonito. Hayatito, no muy 예쁘지? 뭐해? 나 <laughs> 진짜 녹색 좋아해 다 녹색이야 여기. Oh, no, 예뻐. 보여줄게. Vean qué hermoso paisaje, todo en colores verdes y el clima está delicioso. 와 와우 뷰티풀 여기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애기에 대한 질문 같은 거 많이 없잖아 그냥 애기는 언제 만들어요? 아니면 애기 몇 명 필요해요? 뭔가 이런 질문도 받잖아 음. 근데 사실 애기에 대한 질문 같은 거는 우리도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애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얼굴 나올까 아, <laughs> <laughs> 너무 궁금하니까 그거는 너무 괜찮은데 근데 사실 어떤 분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애기는 언제 만들어요? 왜 안 만들어요?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엄청 충격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애기 만들 안 만들어요? 그냥 만들면 그냥 유튜브에 나오면 사람들 많이 벌 거고 그냥 또 많이 돈벌수 있잖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렇지 그냥 만들면 더 뭐 비지, 니스적으로 뭔가 졌다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서 애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아하. 진짜 저희한테는 진짜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음. 해본 적 없어서 그런 생각? Wow. 씨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아기가 생기면 뭔가 이런 이쁜 데 가서 그냥 세면으로 같이 그냥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뭔가 이렇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우리는 아, 그냥 이렇게 시 우리 이런 스타일이야 시 그냥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너무 이쁜 것 같아서요 네 그렇죠 카페도 아, 씨, 그 아까 그 카페 진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Ay, Hayato, 오늘, Ajá. 오늘 완전 아빠같다. Chicos, y yo quería venir a este templo porque es temporada de hortensias, aunque creo que me adelanté por unos días porque apenas empezaron a florecer, pero es una flor que se da mucho en el verano japonés y es súper bonita. Vean, apenas empiezan a florecer las hortensias, pero qué bonito. Tienen color verde, color azul. Encontramos una pequeña casita de madera para descansar y somos las únicas personas aquí. 우리끼리. 예. <laughs> 근데 멕시코에는 그 애기들한테 그 시키는 학원 같은 거 있잖아. 음. 이런 거 흔한 거 좋아해요? 괜찮아 나는 그냥 피아노 좋아 아 피아노 학원? 아하. 아 맥힐 거에서 보통 애기들 뭐 해요? 우리나라에 보통 수영 수영? 아하 수영 그리고 soccer maybe? 에 예, 축구 학원 있어? 아하 음. 나는 그냥 그림 음. 이런 학원 다니고 있었고 음. 비슷비슷하다 아 그리고 일본에서. 나는 jazz 음. 이런 수업 음, mm-hmm. 수업 아 댄스 네 잘못했어 비슷하다 일본이랑 네네네. 네, 네. 우리나라도 나도 피아노랑 수영 아하.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음. 피아노 좋아? 우리 띠나 바이올린 I like piano because you play the piano 아 내가 가르치는구나 네 It's going to be a 무료 학원 <laughs> 그치? 씨 이거 받아 있으니까 수영, 수 괜찮아. 할게 Yes 조금 놓았지나 <laughs> 이렇게 무섭지 않아 또 왔나 안돼 우리 티나 어떻게 우리 베이비 너 아니야 나는 부드럽게 할게 티나 티나 할수 있어 파이팅 나 우리 할아버지에게 배웠어 어떻게 수영? 수영해야 해서 네. 일요일마다 할아버지랑 가고 있었어 음. 무서워서 근데 재미있었어 할아버지 안녕 <laughs> 우리 할아버지 우리 비디오 들고 알고 어, 있어? 아, 진짜? 응. 어. Hola, abuelito. 아야타나는 어렸을 때 어떤 애기였어? 내가? 응. 음, 궁금한 거 많았어? 부모님 말 잘 들었어? Sí. 그래? 아, ah, 사실 반반. 반반. 잘 들어. 아하. 근데 부모님 모르는 데에서 아하. 조금 해봐. 근데 부모님 몰라. 뭔가 이 정도로 그냥 엄청 안전하게 됐어. C C 나는 부모님 말 안 듣고 있었어. 아 진짜? 항상 반대하고 있었어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냐.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더 하고 싶지. 음, 네, 아마 우리 맞아, 맞아. 부모님한테 힘들었어. 근데 내가 딱 그런 재밌었어. 거지 Y ya lo último que queda para ver aquí en este templo tan bonito es esta estatua que tienen. ¿De qué es esta estatua? Ah, es un Buda. ¡Wow! Y este templo es famoso porque tiene a estos monitos, así que son como budas bebés, me imagino. Entonces, estos son muy populares y siempre salen en todas las publicidades del templo. Miren, aquí hay un pozo de los deseos. Hayato va a pedir su deseo. ¿Koinisan? 건강 건강. 나한테도? 우리? 세번 했어 Oh, 잘했어, 잘했어. Chicos, y eso es todo por el video del día de hoy. Nos divertimos mucho en este templo tan bonito y escuchando Hayato pensando de sus hijos en el futuro. <laughs> Espero que les haya gustado el video. Por favor, no olviden regalarnos un me gusta y suscribirse al canal. Nos vemos en el siguiente. Adiós. Adiós.